왜? 뭐? 중요한 날이야? 아니 돈 필요해? 빵! <laughs> 진짜 야 이것도 아니라고 야 너무한 거 아니야? 아야 진짜 다, 다 가서 다 가서 해봐 다 가서 해봐 다 가서 해봐 야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것도 아니야? 빵!